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도 잘하는 남자 요잘남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젤리에 초콜릿을 다 바를 거예요 장난 아닌데 정말 맛있어져요 우선 꼬지로 젤리를 찔러요. 인내를 가져요. 초콜릿을 유리 용기에 넣고 녹일게요. 작업하는 동안 천천히 식으라고 뜨거운 물에 담궜어요. 이제 초콜릿을 바르는 일만 남았어요. 인내를 가져요,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젤리에 초콜릿을 발라요. 사용하고 남은 초콜릿은 바로 보관할 수 있어요. 완성했으면 먹어요. 이 맛이죠. 젤리 초콜릿. 새콤한 젤리를 묵직하게 감싸주는 쌉싸름함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